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어린아이의 모이칸 스타일 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3mm만 사용해서 하는 법을 찍어봤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그래 네. 자, <laughs> 아, 오늘 모이카나 한번 잘라볼까? 좀 짧게. 네 오늘 모이칸 3mm만 요 3mm만 기억하시고 3mm 보이시죠? 3mm. 자 옆머리 자를 때는 옆머리 자를 때는 3mm로 쭉 올려주세요 위로. 이렇게 편하게 쭉 올려주세요 너무 일자로 올리긴 하는데 너무 위로 꼭대기까지 올리시면 안되고 밑에 라인까지만 요정도 요정도죠 요정도 라인까지만 살짝 올려주세요 그 애들 머리 눌려가지고 밑에 라인이 눌린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mm 그대로 해가지고 윗선 요 튀어나온 머리 많이 길렀죠? 이거 천천히 위에서 이렇게 천천히 쳐주세요. 앞머리 선도 마찬가지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앞머리 앞머리 쪽도 마찬가지 옆라인하고 같이 이어서 모이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위에랑 같이 이렇게 쳐주세요 같이 이어서 이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금 25개월? 25개월인데 이렇게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안 움직이다니 그 아이도 무조건 이렇게 라인 좀 따주시면 훨씬 더 모이칸에 가깝게 가죠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먼저 미리 얼른 좀 빨리 잘라 놓고 한쪽 면이 끝난 다음에 뒷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이들한테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죠 3mm 이제 3mm로 자 이렇게 쳐서 방방방방방방 방방방방 쳐주세요 이거 좀 높게 올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푹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방방방 그 다음 위에 윗머리 살짝 이렇게 좀 쳐주시고 눈은 3mm를 안 빼주셔도 돼요 그냥 애들은 3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은 3mm 정도 껴서 하시는 게 훨씬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같이 다 쳐주세요 3mm에서 탭을 조정해 가지고 계속 치시면 훨씬 더 깔끔해지실 거예요 라인도 깔끔하게 이렇게 얌전하냐 머리 못 자르면 나 힘들겠는데 잘 잘라놔야겠는데 어? 하도 안 움직여서 움직여봐 어떻게 이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냐 움직이지도 않는 아이를 머리를 못 잘랐다 그러면 아우 이 블랙형 질타가 아주 그냥 심하겠는데 깔끔하게 잘라드려야겠는데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아이들 눌려 있어 가지고 잔잔잔잔잔잔잔 대각선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눕혀서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세요 모이칸 단골 손님이십니다 모이칸 단골 그래서 나중에 가 나머지 옆에 부분하고 같이 이어서 같이 이렇게 클리퍼로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. 빨간 글씨로 아, 빨간 글씨 자또 물을 살짝 뿌려주시고 똑같아요 또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가해질 배우셨죠?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쳐주세요. 그럼 윗부분이 많이 남잖아요. 요거.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모이칸이 얼추 마무리가 되죠. 이렇게 쳐주세요. 그 다음에 위에도 그 마무리로 같이 옆에랑 이어서 너무 눌러주시면 안 돼요. 옆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정도 각도는 요 정도. 우상에 얼추 맞춰서 같이 치시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. 여기도 약간 대각선으로, 여기도 대각선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일단 모의콘 자체를. 빛과 가위를 잘 이용하면 이렇게 자르기가 쉬워요. 앞머리도 같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. 모이칸도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라인을 잘 잘라내면 예쁘죠 아빠가 효과음을 주네 자꾸 효과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봐 네. 아유 잘하네 역시 애들이 예의를 좀 잘 지킬 줄 알아야지 맞지? 응. 어? 응. 음 반말하는 거봐 네, 네 그래야지 네. 음 머리 다 끝났네요 모이칸 이쁘게 잘라봤습니다